사진 찍어줘 어떻게 안 나와? 어? 어? 저, 저 뭐 있어? 이거 봐 어? 재밌다 여기 밑에도 있어 이거 봐 어디 야 어디야 오! 어? 우리 부자가 됐어 우리 부자야 이제 이거 바르면 와 아,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보자 하자 집에 가자 누가 안 봤지? 집에 가자 Thank you.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이 골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골드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 초콜릿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어버리려고요 어, 옆에다가 맥놈 클래식도 준비하고 누텔라 허쉬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밀라하마나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버터는 이렇게 모르면 부드럽대요 안되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골드 초콜릿이 막 맛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